Deus.

먹어 먹어 먹어 감사합니다 어, 고맙요응 아메리카노 하나, 짜이 카페 라떼 하나. 근데 따뜻하게 드시는 건가요? 네, 따뜻하게. 모르는 거.